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온 오브 러브입니다 러브 의두 번째 브이로그고요 뭘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, 올리온 오브는 대체 비활동기 때 뭘 하면서 연습실에서 지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, 많으실 것 같아서 어,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멤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짜잔 노래 같습니다 멤버는 랜덤으로 정해서 할 거고요 과연 어떤 멤버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고요 그럼 바로 한번 만나러 가! 보시죠. 뿅. 아 예. 아예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내일 예, 내일 아, 예. 예약하고 예, 와요. 예, 예, 들어오세요. 처음 왔는데 아, 예, 예.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아, 예. 제가 잘 찾아왔나 싶은데 아, 잘 그럼 찾아왔네 내일 오세요. 네, 네, 여기 안이하세샵이 여기 돗자리가 이렇게 열 있는 아, 예, 예 예,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. 예. 예. 아, 안- 앉아주세요, 앉아주세요. 일단 제가 네. 앉아 볼까요? 만들주세요 아, 제가 지금 요즘 손톱이 많이 좀 건조하고 네네네. 네, 네. 갈라지고 이래 가지고 네네, 말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앉아주세요. <laughs> 네. 일단 앉아. 말을 왜 많이 하면 안 되죠? 말을 많이 하지 마. 어. 사람은 말 네.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. 네. 일단은 요거 이게 이것들이 다 제품 끝인가요? 아, 아, 아, 아. 한 짧게 네. 한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네. 뭐 기본적인 뭐 여기 다, 아, 여기 다 네일 제품이고요. 그리고 여기 뭐 이거 다 이게 보시면 뭐 base 뭐 base coat라고 얘는 뭐 까지지 말라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반짝이 뭐 금색 반짝이 있고 여기 뭐 빨간색 제가 좋는 빨간색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는 거 그리고 저희 또 shop에 네. 제일 처음 오시면 해야 될 게 있어요. 뭔데요? 또 필독산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? 필독산. 네. 내일이 끝난 후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네. 기분 나쁜 티를 낼 시 형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. 네. 어. <laughs> 이게 저희 어, 밤에 내일 내일 오겠습니다. 네. 아니 아니 네. 한번 들어또 나갔어. 이게 또 저희 샵에 중요한 필독스 오시는 분들 꼭 이걸 읽어요.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잘 없어요. 아. 제가 또 뭐 짧게 제 경력을 소개하자면 그 되게 유명한 청담동의 샵이 있잖아요. 내일은 영어로 투머로우라는 샵에서 네, 제가 괜찮은데? 한 5년 정도 왜요? 진짜 괜찮은데? 뭐, 진짜 괜찮은데 네, 샵, 뭐. 샵 이름 괜찮은데? 네, 아니 제가 그 샵에서 네. 5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하다 음. 왔거든요. 이거 다 아, 알아요? 근데 네. 그거 다 어디서 본 거예요? 예? 이거요? 네. 어 저는 뭐,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다이소에서 샀어요. 어, 네. 쌤, 오케이. 이, 이거 놓치셨는데. 아, 어. 이거 어, 하셔야죠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아, 또 제가 또 네일 할 때 이거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아니 이건 진목이라고. 자, 아, 그러면 일단 한번 해 어. 먼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거 갖고 왔어요? 제거하는 거? 네? 제거하는 거 갖고. 조용히 왔어요. 그게 뭔데요? 이거 밀어가지고 아니 저는 청담동에서는 이게 그런 국룰이 없어요 원래 아, 네, 제내 말이 곧 국룰이다 일단 내놔봐 한번 그거 그렇게 한거 아, 아니에요? 알고 있어요 아 배고파요 빨리 해주세요 네. 그렇게 흔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돌려야 돼요 뒤를 에 음.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일단 먼저 발라줍니다 이게 뭐예요? 야 아, 이거 기다려 선생님 네? 어 저는 진지하게 내일 받고 싶어서 온 네, 건데 일단 이거 일단 이건 발라주고 이게 영양제예요 이게 손톱에 영양을 주입해서 아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예. 이게 그 예. 손톱 말고 여기 요런, <laughs> 데다 하는 걸로 알고 손톱에다 아, 발라주시면 아 그러니까 네. 영국 거라서 네. 이게 영재라서 아, 이게 네. 다 이건 다 됩니다 네, 저는 요거가 아, 아, 아 여기 한 번만 발라주세요 어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이 사람 되게 까다로우시네 왜렇게 사람이 까다로워? 네. 그런 사람들 이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그렇다니 왜요 왜요 왜 이렇게 기세기는 여기 혹시 신점도 봐요? 예? 여기 네일샵이에요 아니 돗자리 표시 여기 어, 내일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닐까? 여기는 첨담, 첨담동 네. 1호점 네. 어 내일은 영어로 투모로 여기는 2호점 네. 내일은 일본어로 아시타 <laughs> 예. 어 3호점은? 3호점 아직 없어요 아 3호점 제가 네. 내도 돼요? 아, 3호점? 내일은 중국어로 민티엔 네 그리고 일단 이거는 이게 손톱 이제 어, coloring 전 손톱, 손톱 보호하는 착색 방지하는 그런 거. 착색 방지를. 손톱을 이렇게 일단 먼저 보호를 해줘야 돼요. 선생님, 저 내일은 내일은 영어로 투모로우에서 저영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입니다 내가 그림을 좀 어, 그리자. 아, 네, 저는 그거 디자 어, 네, 준비하고. 어, 틱톡 우리 새로 찍었잖아. 그냥 뭐, 제가 손났어요. 손났어요? 아, 그럼 그 잘했어요. 일단 자 발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. 자, 손 내밀어 보세요. 어? 말려야 어, 돼요. 아 말려야 되는구나. 네. 말랐어요? 자, 네. 두 번째 뭘 하냐 이제 음. 혹시 뭐 원하시는 디자인은 이런 거 있어요? 네네네. 뭐 뭐. 일단 예. 하나는 별, 별 모양. 네. 레드로 별을 네. 그려주세요. 별을. 네. 어. 일단 그거부터 한, 한개 하고 시작하게 예, 하시죠. 예, 예, 별. 어. 별 그리는 배수시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? 그거라고? <laughs> 어, 잘 해봐요. 근데 이거 다 안 말랐는데 바르면다 번지지 않을까? 그래서 좀 더 말려.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아. 이걸 왜 말리냐? 이쑤시개 아우서 해봐요 이쑤시개 아우서 해봐 이쑤시개 해봐요 아우서 벨크려 <laughs> 어. 아, 혹시나 다시 한번 이거 표정 <laughs> 한번 네 그러면 네 아니 아니 뭐, 뭐. 아 여기 그런 거 아, 아, 별을 야 근데 진짜 이쑤시개 있어야 돼 여기 하면 너 이거 그거 흘러 별은 별인데 왜 하트를 그리죠? 그러 그러니까 이거 하트로 하자 그러면 이걸 하트로 야, 리무버로 지은 하트로 하고 여기 테두리 이렇게 그려주세요. 테두리. 음 오케이. 뭔지 알죠? 어 알지 알지. 저기 나이 같아서 69살인데 69살이요? 어 지금 그 곰돌이잖아. 곰돌이 만든 거예요. 팀것 같아. 여기도 보여주세요. 네 이쁜 하트가 완성이 됐어. 어 근데 괜찮은데? 그럴까? 그러니까.